믿을 수 없겠지만 너 그 얘기 들었니 들은 것 같기도 해 한 소녀와 좀비 어좀 더 말해줘 판타지 같은데요 어, 안될게 뭐 있겠어 소녀와 좀비 너는 완벽한 천국에 아. 난 어둡고 추운 지하의 사람 우설레는 늘 잡은 너내 속에서 뭔가 꿈틀대 우설레는 느낌이 내 마음 알아 Someday 이것도 평범해질 수 있을까 Someday 우리가 특별한 사이 될까 다정한 우리가 거리를 걸을 때 Yeah.